Thank you 주워 남겨놓고 올라와 버렸어요. 빵바. 빵바라고요? 빵바. 와, 대단하다. 여기서 몇번 남았어요? 70번. 아, 나랑, 나 70? 나름대로. 불 뜬다고 하는데. 장혁. 예. 두판 두판이겠어 두 판. Thank you.